就啊。 전기 맞췄다. 아, 아파. 헛! 자! 좋아. 겹쳐. 하! 날 얕보지 마. 아? 行こうっやんじょに一緒 얼어붙어라 얌전히 있어 이건 어때? 얌전히 있어! 성가신 녀석! 얼어붙어라! 이건 어때? 그 성격도 참 급해 얌전히 있어! 날 딴따단따단! 얌전히 있어! 하!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! 차! 영광이군.